Thank you. 18 바다야 바다야 같이 가 하다야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? 어디로 산책 가실 거예요? 걸어가 보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화자야 아, 네. 왜 멈췄어? 근데 바다야 여기서 영상 한번 좀 멋지게 찍어볼까? 아이고 더워 아다 여기 봐줘 아다 여기 봐주세요 오늘 산책 어떠셨나요? 저한테 집중 좀 해주세요. 오늘 산책 어떠셨나요? 대답이 없으시군요. 라면 먹을 거다. 하다야, 엄마 라면 먹을 거야. 나 라면 먹을 거라니까. 하다야, 엄마 라면 먹을 거야. 나 라면 먹을 거라니까. 방금 한숨 쉬었니? 강하다. 내가 한심해? 저녁에 라면 먹는 내가 한심해? 진짜 한심하게 쳐다보 강하다. 왜 왔지?